아, 무조건. 우주의 진실에 귀 기울여라. 이렇게 해서 어, 어. 그 말을 찍지만 오! 어.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찍는다. 아이, 어, 이 어이, 뭐라 했죠? 좋은 영상 항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. 아 감사합니다. 완전 합방 이렇게 처음이네. 나도 나나 나 진짜 집에서 합방하는 적이 처음이요. 뭐라 해야 될까? 컨텐츠 여러분 없어요 그냥. 예 네, 사실. <laughs> 이제 서로 훈수드는 그런 거예요. 예. 땡이가 현우한테 훈수. 네, 됩니다. 그 사람 좀 많이 셔가지고. 어, 예, 요즘 많이 셔가지고 태물됐어요. 저좀 어느 정도 하나 좀 보러 왔어요. <laughs> My brother. 하이. 모르겠어. 나 처음 봤어. 요즘 롤을 안했 근데 죽었는데? 다시. <laughs> 어 여기 여기 금화체를 걸 아마? 일단 한번 라인전을 볼 수 있도록.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점 하나 말해. 어? F 점멸. <laughs> 아니 아니 페이크 페이커님이 F전멸인데 페이 F전멸 써야지 나밖에 D전멸 안 쓰긴 하는데 이게 하나 아 그래? 오오아아아아 아, 아. 어, 어, 아, 아, 근데 야 근데 방금 진짜 사실 맞았으면 죽은 거 아니야 거의? 쟤템 사왔어? 이겼지 이겼어? 너였으면 이겼어? 사이 1렙인데 아 너였으면 이겼다고? 당연히 아니 템이 저렇지 아 에바네 아니 여기서 이겼어 어? 세다. 음. 아,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지. 이제 시작이거. 아니 이달리 미드에 킬 주고 배제하는 거 보소. 여기서 3렙을 찍고. 네 어떻게 하죠 여기서? 저 까먹어가지고. 다음에 솔직렙 킬가 누릴만 하지 않음? 저거? 이거? 이게 뭐야 킬각이? 아딱 네, 들어가. 아, 어. 어. 맞고. 아. 어? 야 그게 보인다고? 아, 나만 안 보이나? 나였어. 지금 여기서? 아그니까 상대 W 딱 빠지면 턴해 아 그건 그건 맞지 근데 저 친구가 안 들어와 들어와주면 고맙게 따지 오 다행이다 맞췄다 가볼게요 이거 맞아? 엄 어! 어! 어! 아니 뭐 아쉬다가지고 시다가지고 썰이야? 어, 어 시다가지고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적에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아 얼마나 쉰 거야? 아좀 많이 쉬었나? 아이씨 야 근데 솔직히 이거 없었으면 아까 땄다 인정? 아 진짜 억울해요 저. 근데 원래 핸디캡 알잖아. 아 맞아. 2킬 아, 정도? 아 나쁘지 않아. 네, 사일러스한테. 아니.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? 아씨. 아 미드 차이. 아니 이거 정글 차이 아니야? 아 도와주세요. 말리면 못 익지 많이 말렸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저만 너무하네 아 기분에 이러면 딜견 안 돼. 그러게요 할 수 있는 턴 없는데요 그냥 아예 없나요? 네못 이기네 이게- 맞, 맞나? 아니 근데 떼었요 이거 어어 어? 오. 어? 솔직히 근데 3표창 맞았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하다. 아, 진짜? 이걸 잡는다고? 아니 그러니까 기력 있었어. 아, 개 무섭다. 오? 뭐야? 아씨. 낚시였네. <laughs> 아씨 낚시였네. 어, 야 뭐냐? 오케이. 어? 아. 어, 이건 이득 아니야? 이득이. 어? 오! 오! 컸다! 왔다, 왔다, 왔다. 아, 쌀 원래 높지. 아, 요즘은 서폿이나 그냥 정글보다. 이거는 이제 좀 하지 않는다. 음. 아, 지금부터야, 게임. 근데 <laughs> 탑도 영원 중인데. 같은 거 같아 여기서 말리면 월식? 월식? 오케이 너 말하는 거 아형형 어떻게 가 아왜 그냥 가버려 어왜 왜, 왜? 아 근데 월식이 요즘 좋긴 하잖아 어 근데 이러면 할만하다 템이 동등하게 됐네 오히려 형이 더 낫다 1렙 차인 거 빼고 아 누구 있을 것 같아 아까 있었거든 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아직 킨드가 있을 수도 있긴 해 됐네? 할만하지 않나? 할만하지 들어 한만에 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열방을 남겨주마 어? 어? 어? 아 이러면 아씨 아올 것 같긴 한데 만년 서리가 너무 사기네 아니 맞을걸 아니 어, 너무 잘 맞은다 저기 어 쟤네가 너무 다 잘 풀려서 그래도 간판에 피 한번 쓱 들어오는데 야 이런 거 가지마 아 까비 아, 맞았으면 죽는 거 아니야? 이까비 뭐야 무슨 탄이야? 탄이네? 어? 오! 와우. 오케이, 확 어?